2020년 10월 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누구세요? 조금만 둘러보고 그 함부로 뭐 훼손하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얀 것이 이렇게 싹 움직였는데 이쯤에서 사라졌는데 분명히 이쯤에서 사라졌는데 누구세요? 뭐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 어? 어? 혹시 술을 원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러입니까 진짜 이러, 이러시기에요? 이러입니까 제가 담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라도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개새 you 확실한 건 확실하진 않지만 어차피 이 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기존의 망자 같은데 사람 진을 빼놓네 완전히 그냥 아... 짠. 부탁드려요. 어.